끝난 줄 알았지? 뮤비뱅크의 특별한 퇴근 법이 남았습니다. 어, 주어지는 소품들을 총 동원해서 MC인 저를 웃겨주시는 분만 퇴근을 할 수 있어요. 아. 그럼 누구부터 시작인 거야? 나는 완전 판단하는 거예요. 내가 판단. 아나 일찍 세우고 있었어. 이거 똑같은 거 써도 돼요? 잘 바른다. 싶은 거잖아 저 준비됐습니다 예요 시작! 때려보세요. 여기 앞에 꼬막스 줄게. 웃긴 거 아니라 때려도 돼? 뭐라고 했어? 뭐 하는 거야? 뭐 했어? 어, 어, 지금 웃었는데 지금 웃었는데? 아니, 이거 끝난 거야 어, 지금 웃었는데? 아, 지금 웃었는데? 이거 통안돼통 맞죠? 제가 할게요 이게 이게 써도 되죠? 통 맞죠? 시, 시, 시작 아니 너무 어이없어서 <laughs> 에이 에이 안 먹어 어디야? 아디야 저거 저거 만지면 안 되는 거야 아, 안 만졌어 이걸로 <laughs> 게임 끝나 그건 마지막이야 얘 마지막이야 영재씨 시작 영태 영태 어, 네, 그니까. 네네네. 네. 자. 자, 준비됐습니다. 시작. 이거 왜? 아, 정관, 정관, 정관, 정관. 정관. 아, 저, 저, 저, 한 번, 예, 네, 가봐요. 저희 어떻게 해요? 시작. 나와 나와 나와 나왜 자꾸 안돼 안돼 아웃이야 아 네, 오랜만에 조니아씨 그거 그거 그 그거 그거 시시 시작 시작 <laughs> 지는 사람 루즈는 클로징 멘트 해야 돼요. 어우, 그 좋은 거 네. 아니에요? 알아서 하세요. 백승 씨가 남은 소품들로 고기에 만들어 놓고 퇴근 시켜준대. 아, 네. 그래도 돼요? 아니, 니들 거, 니들 거. Can I, can I help you? 어, 어 나, 할 수 있어. 잘 봐. 근데 아, 안에서 할게. 아니,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 같아. 아. 네. 봄바람을 타고 온 가스맨의 진솔한 이야기들 어떠셨나요? 가스맨의 컵지오는 제주 계속 지켜봐 주시고요. 저희 신곡 Fly도 많이 사랑해주세요. 어, 지금까지 카멜게릿 가스맨이었습니다. 오늘 화요일 밤 맨, 뮤직 뱅즈 감사합니다. <laughs> 화요일 밤엔 뉴비 뱅크 본방 사수 감사합니다 <laughs>